Oh, yeah. Wow. Again.

푸드트럭에 월드 페머스 치킨이라고 돼 있는데 뭐야? 샵, 샵 사다 보는 거예요 예. 스몰 병이랑 캔은 못 들고 와서 와인은 와인을 밖에서 사서 가지고 왔어요 플라스틱 병은 괜찮아요 안에서는 10불이고 나가서 한 병 사면 한 병에 10불이고 좋지